12시간 됐어 12시간 너 뭐, 여기 언제야 나도 <laughs> 슬로건 가져왔는데 왜 안 왔어요? 진짠데? 저 그러면 아저씨님 카메라에 내가 슬로건 인증한다 사인은 못했어요 사인을 못했어요 안와요? 500일이에요? 일요일에 일요일에 600일이에요? 싫은데요? 당일날 말할 것이다 <laughs> 전화했으면 됐죠? 나 600일인 거 네. 모르고 있었어 다 600일? 600일인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<laughs> 뭐야 뭐야 120, 아 130일만 가면은 그러면은 2년이네? 그죠? 어 2년 <gasps> 세상에 <laughs> 세상에 마, 말은 안하 세상에 어. <laughs> 않았습니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말랐나? 안 돼요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에시아입니다 갑자기 노래를 진짜 해요? 괜찮다 안녕 안녕. 나, 아, 바- 람만좀 많구나. 미래 고객이라. 고객 너무 어린데. 잠재적 고객. 와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Bye 일요일에 봐요. 네? 옷 잘 입는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패션이스타, 패션이 아, 뭔가 이거 진짜 소진 나쁘면 아니겠지? 소나 손 관리만 하자. 이거 어떡해요 진짜 <laughs> 네. 흉터 흉터 여기다가 비 발랐는데도 안 가려져요 아무튼 안녕 안녕 저희가 공포 어디 갔어? 안녕 아 나쁘다 빗줄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여기는 가 뭐, 어딜 나가야